뭐 뭔데 뭐육 소스 땡스 육사 비다비 여러분들 이게 남지 글씨체라고? 이게? 어 아니 사실은 그냥 거의 그 색출로마 같이 따로 썼습니다 그래도 남준이랑 그래도 남준이가 생각해 남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썼었나? 그 썼잖아 이게 네 글씨야? 대박이다 남준아 너 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오 깔끔한데? 오, 오. 와, 뭐가 엄청 많네. Making book. 어, 우리가 찍은 사진들이야? 어. 오. 우리가 찍은 사진들 아니야? 어. 아니요, 직접 찍으신 컷들로 엽서를 만들어 놓았고요. 와. 우리가 찍은 아. 거예요? tracklist 우리 멤버들이 찍은 거. 야 우리가 직접 쓴 것도 이제 다 들어갔다 tracklist 어. 아. 이 포토카드 원래 이렇게 후한 거예요? 아니면 특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후하게 들어갑니다. 와 멋지다. 아, 가사우리가 적, 적은 것들. 잠깐만, this is the poster. Yeah. 그나 아, 깨알 그림 그렸다. 어, 나도 아, 이거 뭐야 이제 그림 많이 그려네. 잡지처럼 나왔네. 형, 형, 형봤때뭐 그려놨는데 이거. 뭐지 내 방에 이거, 이거 뭐 감정 쓰레기통이 형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윤경이야 윤경이야? <laughs> 쓰레기통 그려줬어 감정 쓰레기통 자, 매달 음식은 뜨리스타 어떻게 했어? 야. 지나갔네요. 오야 흰색은 뭐예요? 와 이렇게 쓰니까 되게 귀엽다잉. 그러게. 여기 그 롤링 페이퍼 아, 같지 네. 않냐? 별 쓰던데. 잘했는데? 어. 어 뭔가 다들 깜짝 놀란 거 보여주자. 이쁘다 버튼. 잘 걸렸네. 이거 너, 무 시체지? 어. 누구 이거? 남준. 아, 와, 와 남준 글씨체 진짜 미쳤다. 아, 와 남준. 거의. 와. 대박이다. 맞는 거 아니야? 살짝 불났어요. 좀 하네. 아, 서 모여야지. 컴퓨터 만든 건데 거의? 이것 앨범이니까. 야, 멋있다 이거. 길, 뭐. 길이래 길. 어, 뭐, 뭐? 해난 너 이거. 뭐, 뭐 내가 했지. 야, 재호. 뭐야, 갑자 커튼 누구야? 갑자 아니 어, 네? 뭐야, 뭐야? 너 뭐 아니야? 어, 재호야? 허병. 은경이. 허병, 아, 허병. 아니, 허이잖아 아, 나, 나. 여러분 잘, 잘 이쁜데요? 예. 네. 아, 잘 나왔는데? 아이고, 그래 잘 나왔네. 음. 아, 멤버들 사진 찍은 건가? 와, 되게 와. 되게 예쁘다. 이거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 필러 찍으셨던 아, 거고요. 멤버들 직접 촬영하셨던 사진입니다. 아, 필러가. CD 아, 되게 이쁜데? 네, CD? CD 자체가? 그것도 멤버분들이 직접 촬영하셨던 거예요. CD 자체가 이쁘지? 네. 와, CD 이쁘다! 네, 음. 그래, 살 이게 나오고. CD 엄청 이쁜데? CD 자체가 이쁘 엄청 터까지다 엎드려서 찍었네? 응. 귀엽다. 그 포토카드는 아, 뒷장도 보시면 멤버분들이 직접 비 작성하신 거 본인 사진에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송글씨. 맞아 뒤에 송글씨. 이거 단체나. 아, 아 이게 다 글씨체예요. 네 본인, 본인 글씨체. 되게 되게 디테일하고 좋다. 디테일하네. 어. 디테일하게 우리의 그런 것들이 참여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멤버들이 그 가사 쓴 거 있잖아. 네. <laughs> 정국이가 되게 웃기다고. 네, 네, 그거 저 저라면 믿겠어요. 딱 아, 너야. <laughs> 그 뭐야? 저저 내가 쓴 거 아닌가? 저 내가 쓰 정국이 아니야? 나 아닌데. 아, 나 아, 그래? 왜 왜? 아 스테이에 딱 요만큼만 써 있는 거야. 아, <laughs> 뭐 하다가 뭐 야 스테이 네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스테이 저 여기 여기. 아 맞아, 거 이거는 그. 그 자사자고 자사, 종이 준거 있잖아. 아니 저거 쓰고 나서 귀찮아서 메모장을 했어. 난내안 들어간 것도 막 들어가 버렸어. 맞아 저도 다른 곡 노래 가서 들어가 버렸어요. 예쁘네요. 아. 어, 이번 앨범 좀 특이한 것 같아. 근데 약간 감성 있는데? 아, 나 CD가 제일 마음에 드네. 어 이거 언제 스킨에 갔어요 이거? 저희 그때 예. 미팅 끝나고 어, 저희가 어. 가서 촬영하고 뭔데 형? 어, 내 동의 없이 스캔을 이렇게 기억이 쉽지 네, 뭔데 이거? 네, 내가 그린 게 비소가 형이? 아, 네. 아, 갑자기 어? 설신 아. 비소가 아! 났잖아요. 근데 파란 색깔 막 그린 거? 음, 다들 이제 나이 좀 드니까 이런 게 어울리는구나. 와 이거 지- 이게 뭐 이거 흑백으로 나온 게 신의 한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신은 뭐? 나좀 드니까 이런 게 어려. 야, 이거 뭐 한마디. 아, 이거 비 킬- 킬리만자로의 표범 아니야? 끝나자마자 비운 거 스트레스 니까비 쏟아지는 아, 거 네, 겁나 왔잖아. 말도 안 되게 쏟아 나비 맞으면서 또 휴가 생각나는데. 다잘 나왔는데? 쨍이야. 아, 나 근데 이날 얼굴이 누구한테 맞았어? 만약에 우리 이런 의견 없었으면은 그떠 뜯는 걸로 나왔겠다. 아, 뜯어가지고. 아, 뭔가 크기도 더 컸을 거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 되게 좋은 거 같아. 그 중간 조율이 좀 잘 된 거 같아서 마음에 들어 이거 뜯어가지고 붙여놔도 되게 예쁠 거 같아. 어, 이거 이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 나온 뜯겼나? 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라인을 그렇게 만들어 넣어가지고 들면 무겁다 어. 아니 무겁다기보단 어. 그막 사인 안 되는 재질 있잖아 이건 진짜 잘먹겠 근데, 근데, 근데 심지어 또 사인을 하면은 저기다가 되게 예쁠 것 같아 어. 앞에서 사인을 아 맞네 어, 고정이야 딱 사인을 하면은 딱 예쁠 거 음. Credits Executive Producer h i AMR의 박지민 뭐야? 어 지민장 <laughs> 박지민 뭔슨 버스요 비주얼 크리에이터 어 김태형 첫 coordination. 임상진, 민윤기, 정호석, 천천쿠. 어떤 코디를 하잖아요 그냥 넣어준 거야. 아, 여기에 컨디션이 팀 들어갔어야 돼. 아, 아, 맞아. 아, 필수인데. 어제 이해요. 멘탈 케어. mental care. 자, 오케이. 자, 와도 됩니까, 여러분들? 잘 나온 거 같으니까. 네, 오케이. 좋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와, 많았어요. 또 앨범 이렇게 나오네. 아이고. 시간 참 빠르다.